신청을 할 예정이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임명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섬. 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승리의 변호사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조사 중 인정했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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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경찰 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27일 피네사자 신분으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에 달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됐다. 한편 전날 경찰에 소환된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도 승 리보다 앞선 오전 6시께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와 같은 카톡방에 있던 김모 씨도 방세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오전 6시 40분께 귀가했다. 한편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관 유작.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피해. 자신문, 영장실질심사,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 린다. 강 씨는 지난해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주겠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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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환광희를 꿈꾼다고 언급하기도 했던 승관이 고대 하던 라디오스타에서 마음껏 길을 발산하는 모습인 걸 서부터 기대를 모은다. 또 고등 래퍼 이분의 우승자이자 유재석의 예능 픽으로 관 심을 불러일으킨 김하오는 라디오스타에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다.